Spirit has 제가 해드릴게요. 진짜요? 왜냐면 City of Stars라든가 정도면 네.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<laughs> 오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쵸? 앞에 카드가 있는 거 보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응. 음. 남녀 한 분씩 Savage, I'm a killer, n o killer. 장소가 명소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도 불구하고 좋아가지고 동일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알려드립니다.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. 안전한 통로로 음.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입니다.